모습을 기억해 사라진 기억 덤빈내 맘에 한숨을 내쉬고 넓기만 했던 하늘에 비친 문 들어갈 때면 내 귀에 울린 이름을 찾아 하루를 시작해 너의 목소리 새겨진 약속